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빅스의 기염둥이 외모과 뮤지컬 배우 가수 켄이라고 합니다 뚜둔 I can do it 요즘에 이제 많이 먹는다는 버블 피자라고 합니다 지금 단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일단 어니언링 여기 보이시죠? 맛있어 보이는데? 음. 어니언링 그리고 보시면 아 무슨 윙이었는데 버블 피자에 어울릴 만한 이 흑당 버블티 흑당 밀크티예요 흑당 버블티 이걸 잘 흔들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즐겨 먹는 곳이랍니다 아, 야, 유기, 유기 소리가 들 흑당 버블티 밥을 따라지는 소리 보시면 와뭐 이렇게 많이 뭐가 뭐 이렇게 많아? 먹다 죽겠는데 이거 자 이게 뭐냐면요 와 이거 뭐야 재밌다 이거 이건 핫소스예요 핫소스 저는 안 먹어요 아! 핫소스 제일 싫어 보시면 honey mustard 드레싱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garlic dipping 소스 제가 garlic dipping 소스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garlic dipping 소스가 이 흑당 버블 피자에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I'm all about it. 둥둥둥둥둥둥둥둥둥. 드르르 와. 열링에다가 허니머스 하듯 뿌려 먹나? 아닌가? 나, 나 내일 뮤지컬 셜록 홈즈 첫 공인데 어, <laughs> 아, 오케이 자 한번 시작해볼까? 아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신기하네 버블이 버블이 잘 익었네 그러니 맛이 단데 치즈 맛이 나고 달고 자 갈릭 미소 삼았다 garlic 미소는 불 먹어볼게 조금만 불을 먹어볼게요 갈릭디빙 소스 갈릭디빙 소스를 아주 조그만 불에 먹어볼게요 엄청 조금 불었기 때문에 엄청 조금 불었어요 네. 버블이 안 보여야 돼 버블이 안 보여야 돼 엄청 조금 불었어요 엄청 <laughs>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 뿌려 먹으라는 이유가 있네 음, 맛있네 얼마 전에 비슷 비슷한 피자 가가지고 쉬림프 치킨 먹었던 것 같아 아 갈릭디풍 소스 진짜 나는 너무 좋아 모든 피자에 갈릭디풍 소스를 뿌려 먹기 때문에 음, 맛있네 뒤가 에 맛있네 뒤에가 맛있네 이거 타이거 슈가에서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와 나 진짜 많이 먹는데 음 진짜 맛있다 허니 머스타드에다가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무슨 맛일까 오늘 레귤러 사이즈인데 크다 땅밥을 하니 한빛 도시가 팔까?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먹어볼게요. 제가 좀 드럽게 먹고 있긴 한데 오늘 컨셉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이건 이렇게 찍어 먹을까 맛있네. 미끄러 어. 아 살겠다 아 트위치잖아요 그래서 I can do it 시기 때문에 어, 또 도전하는 의미에서 제가 피자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먹방으로 ASMR로 어떤 컨텐츠를 해볼까 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검색해서 봤어요 피자 중에서 이제 흑당버블 피자가 많은 거예요 먹방을 하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보면서 어,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궁금해가지고 재미와 맛과 이런 걸 떠나서 너무 궁금했어요 수 아, 아 그쵸 맛, 맛은 궁금했어요 무슨 맛일까 도전 해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남게 돼서 제가 이제 내일 첫 공인데 뮤지컬 셜록 홈즈 BBC HOL에서 어, 국립아트센터에서 이제 내일부터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 어렵기도 하고 대사도 많고 정신없다 없이 지내다 보니까 뭐 연기도 배우고 이렇게 오랜만에 찍고 올리려고 열심히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알겠들 괜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자 I can do it 번에 계세요 초콜릿처럼요